야, 한번 이렇게 해봐. 어, 어 됐다. 나 필터 됐나 필터? 아니 아직 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하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오늘의 브라이브 주제 어. 연말 결산 와 연결 말산 연결 연결 네. 말산 일단 여러분 엔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내일이면은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도 가요 아, 그러게요 내일도 가요 오늘이 30일이죠 네, 내일 위버스콘 하자 잘려다가 깼습니다 이런 분들 아이고야 내일 열버스여서 일찍 자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이제 자셔야죠. 내일 무슨 날? 아 하이 아, 시, 아 <laughs> 신났구만. 네, 좀 신났어요. 기분이 좋아요. <laughs> 어 제이크 그 뿔테 안경. 네. 뿔테. 아 이게 뿔테. 어, 네. 아. 뿔테 안경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있고. 어. 네. 저희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 아 기다리고 아, 있었나. 아, 네, 그럴 줄 알겠다. 찾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이제 연말 계산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음. 이제 제가 입금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금이 금이. 네, 아 저희가 일단 2021년에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냈죠. 그렇죠, 그렇죠. 뭐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 앨범은 앨범은 네개 났냈어요. 와, 앨범 네 개는 진짜 바쁘게 네. 보냈다. 네 개예요. 일본,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일본 거. 네, 일본 거까지. 아니, 아, 니지 기태근 노래라고. 올해까지 활동했으니까 올해까지 아, 그쵸 그아 어. 기태 기태 아 기태 포함하면 되겠나? 그치 그치 네 기태는 뭐 거의 음 그러면은 뭐 멤버들은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나요? 기억에 남는 거요? 기억이 사실 솔직히 잘 안 나긴 하는데 <laughs>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팬미팅 팬미팅 팬미팅 네. 어 팬미팅 그런 건 기억이 나요 근데 활동에 대한 게 진짜 기억이 음. 가물어져요 음. 어. 되게 앨범할 텐데 너무 많은 것들이 와다다 뭔가 되게 몰아쳐왔던 시기야. 그러니까 뭐랄까 그때 그 무슨 곡으로 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 뭔지 알막 어, 어디 어, 돌아다녔고 어, 막 인기가요 거기 뭐 샌드위치 먹으러 편의점 가고 <laughs> 이런 거는 우리가 맛있죠. 네. 네. 다른 건 기억이 잘. 저는 제일 그 출근길도 기억나요. 저는 어. 아, 그 <laughs> 피곤한 출근길. 피곤한 출근길. 매니저님이 피곤한. 매니저님이 더 피곤한. <laughs> 아, 인정이요. 저는 신한식. 신한식. 어. 음. 이, 번 이번에 많이 진짜 많은 걸 받기도 했고. 약간 그리고 드대 활동 때가 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뭔가 약간 좀 신비한 그런 기억이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 한여름 밤에 꿈같이 지나갔던. 어, 약간 조금 드대가 드대 올해서 그런가? 아, 아, 드대가 그거 전이지. 우리 하기 전에. 어. 아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어, 어 옛날부터. <laughs> 뭔가 저는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약간 엄청 바쁘게 하, 활동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에너클락 같은 거 이제 음. 찍으러 아 맞아. 뭔가 힐링되고 음. 그런 아, 기억도 있고. 진짜 힐링돼요.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게 진짜 힐링됐어요. 어. 어? 어? 말해도 되지. 아, 뭔지는 얘기 안 하고 이번에 찍은 거 있거든요. 되게 솔직 언제 나갈지 몰라 한네달 뒤에 나갈 수도 있어. 더뒤 <laughs> 어, 나갈 수도 있어 언제 나갈 수도 있어. 막 내년 한 중순쯤에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요즘에 또 여기 시상식 어 음, 맞아 음, 깜짝아 어, 그렇게 말하고 네. 물어보면 <laughs> 이미 소화 된 거잖아 네. <laughs> 혼자서 했는데 그거 확인 확인 네 그렇네요 굉장히 알차게 1년을 보낸 걸로 그러면은 또 저희가 브이앱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음. 네. 음. 요즘에는 그저께도 못서 아쉽긴 한데 네. 아, 또 브이앱 중에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브이앱이요? 음, 브이앱 그거 어. 완전 데뷔 약간 그 아이랜드 끝나고 다음 날에 어 그거 혼자 아, 제일 처음 했던 거 음. 저는 음, 2년 전 아니 저는 어, 1년 전 어, 1년 반 전? 와 대박이다 전 제 생일 벌써 네 벌써. 그래서 저희가 아, 음. 특히 또 작년에 저희가 연말 결산한 영상이 있어서 아 진짜요? 그걸 있다고요? 그게 있어요 아, 여기 그게 있어요 네,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보여줘요? 보여줘요? 진짜로? 네. 와, 아, 진짜로? 진짜? 뭐야?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사실 저는 좀 보기 힘든데 저도 보기 힘들어요 이거 어, 뭐야? 오 뭐야? 어, 방금 자신 있었던 거 우와 되게 열심히 아. 되게 맛있게 네, 먹고 있는데? 제이 형 누구야? 제 교복 입고 있었는데 남의 그때 왜 교복 입고 있었어? 네. 아, 저때 왜 교복 입고 있었지? 나도 교복 입었다 나도 교복 입었네 머리 되게 길다 저때 왜 교복 입었지 우리? 기억이 안나저 약간 렉걸리긴 한데 어, 네. 보시면 보시면 저희 <laughs> 저때 우리 숙소에서 그라데이션을 주네 아이스크림이랑 붕어빵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가 없네요 네.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아, 음료수라도 뭐 이렇게 많이 갔어요. 아무것도 없네. 아니, 아니, 위에 먹고 위에 섞여어쨌 아, 아니, V 아니. 맞았어, 맞았어. 아니, 엄청 아니야? 옛날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약간 어, 다들 막 되게 기호 성장한 것같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졌다. 기존 많이 달라 네, 신기하다. 기존 같은 거. 음. 선우는 머리가 흑발 시절. 아 지금도 데 지금도 흑발이야. 돌아왔네. 저 때도 계속 뭘 먹고. 어, 저 때가 흑발은 돌아오는 거야. 머리가 짱구야. 난첫때 계 노른자 시절. 김세로이? <laughs> 김세로인가 지 김세 김 김세로이. 아저 때가 오늘 정확히 1년 전인가? 음. 그러면은 위버스 저 때는 31일. 아 그래? 위버스 아닌가? 작년에는 위버스가 그거잖아. 산옥이었죠. 어, 산옥이어가지 이번에 그날 없었어. 이번엔 다 아, 이번에 다 생방이어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아. 야. 그리고 이거 말해도 되, 겠죠 네. 그 네, 되겠죠. 뭐 뭔데요? 아니 말해도 아 <laughs> 말해도 돼. 뭔데 뭔데요? 저희 역대급 그 가장 큰 무대잖아요. 구묘. 아, 아 여태까지 했던 아, 아 그, 그거 맞죠. 네, 그건 맞죠. 아.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오, 오 아, 예스. 기대해 주셔서 좋네뭐 위버스콘 무대 스포화 해수 있네요. 위버스콘 스포... 네, 내일이쯤 사실 아, 저희가 네. 그 오. 어. 음. 아 근데 우리가 오늘도 리허설 하고 왔지만 오늘 오늘 안 했잖아. 오늘 안 했는데. 어. <laughs> 여기서 부자야. 아니 연습실에서. 아, 아, 아, 아 그렇죠. 리허설 리허설은 리허설. 오케이. 그렇죠. 아, 하고 왔는데 그게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 아, 그거. 아 오케이. 아, 그거. 그거. 우리 그거 그 어, 그거 그거 네, 그거 그, 아 그거 그, 아 그, 그거 아. 그거. 근데 모든 게 거의 모든 올파 올타임 레전드 네, 네 예, 맞아요. 약간 모든 시 다포인트가지고 네, 좀 체력적으로 힘들긴 해요. 예. 네. 연달아서 하니까. 스포면은 뭐, 네. 스포는 다 스포야 그냥. 다 스포긴. 맞아, 다 스포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다스포좀 크게 크게 무대를 아 그만해 네. 그만하자.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올해 땡땡땡 같은 걸 뽑으면 어떨까요? 올해 땡땡땡 요가. 아. 1번 올해 올해 명곡 이런 거 연고 어. 아, 아, 그거? 는 올해 아, 야식 같은 음식 타요 이거는 타요? 오늘 아, <laughs> 타요. 그만 2번으로 갑시다 올해, 타요도 올해 그러데 솔직히 피버 저는 피버 음, 아 피버 진짜 피버. 아, 피버는 왜? 피버 인정 피버는 분비 많이 근데 개인적으로 다음 앨범을 저희는 알잖아요 아 저희 그 저는 그게 네, 제일 그게 그게 제것 같아. 그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아 그렇네. 네. 네. 내년. 아 그런. 아, 그건 이제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시작이잖아요. 음. 음. 그렇죠. 음. 어. 아, 새해는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오 좋다. 상반기 명곡. 아, 새들. 잠깐만 이거 제목 얘기하아 제목 제목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어, 안 되죠. 안돼 안돼 안돼. 야 어디서? 디멘션에서. 어 깜짝이야. 디멘션. 와 디멘션. 디멘션. 노노노 깜짝아. 예. 스폰 안 디멘션 옛 이제 나. 예. 와 깜짝이야. 나 어제 나간 거야. 어제 나갔어. 나가서 이제 떠요. 어제 나. 아 오늘 떠? 아니 오늘 어제 어제 떴. 어제 그거만 그거는 이미지 씨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더 습하기 전에 2번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이 올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먹었던 간장게장. 아, 아 진짜, 진짜.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 둘 먹었었는데. 그래 오늘 시 먹었잖아요. 맞아, 오늘 먹었어. 어제 좀 다, 다 따로 먹긴 했지. 맞아. 와 근데 간장게장 때 갈, 오늘은 다한 발라가지고 네, 예. 흰쌀밥에다가 너무 좋은 얹어 좋은 게 진짜 그대로 그냥 아리 비벼가지고 나는 그거 육사심이랑 참치 와 연어도 있고 그거? 아, 아, 아 네, 네, 내가 시켰 내가 네, 시켰어 오늘도 아. 아 저는 오늘도 먹은 그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아, 아 맛있다 그 스테이크 음. 맛있지 진짜 스테이크 진짜 많이 먹 스테이크 나 맨날 먹어 얼 아, 야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린 먹기 위해 사는 거 같아 네, 스테이크는 거짓말 하루에 한 네. 번은 먹어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그 평균적으로 자주 먹긴 해요. 아, 근데, 원래 맨날 먹는 거 이틀에 한 번은 먹어. 힐링 할수 있는 게솔직뭐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먹는 거아니에 먹는 거 아니에요. 음. 오늘 진짜 많이 먹었네 저스테 우리는 연습이죠. 아, 어, 어, 진짜 배고파지는데 아, 갑자기 배불러. 우리의 스트레스 해설 부분 연습이죠. 연습이죠. 음. <laughs> 오늘은 다 웃으시죠. 웃으시죠? 아 공감해. 행복해가지고. 아, I'm so happy. Yeah. 네.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좋죠 저희는. 아 그럼요. 세 번째로 가볼까요? 네. 저건 뭐지? 올해 NF은 붐? 약간 음. 엔진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음. 음. 피버 아닌가? 아 붐. 아, 아 붐. Like, 나는 아, 딱 거기 예, 유대 아비아 비오엠 아붐 둘다 활동이 오 어, 어, 저거 되게 둘다 좋죠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비오엠 어, 예. 뭐가 웃겼던 거야 아니요 뭐 뭐야 이렇게 하면 뭐 아봉봉아 오케이 저희아 그러니까 약간 붐은 좀 그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엔하이픈의 유행 이런 거. 유행. 아, 유행. 어, 약간 어. 맞지? 붐도 돼요. 약간 밈도 되지 않을까? 밈은 그 좀달라 밈은 살짝 뭐, 웃긴. 근데 그러니까 엔하이픈 뭐 밈. 한국 분 아니 이건 아닌데 약간 밈의 뜻을 잘 모르시네. 엔하이픈. 음, 아. 그게 안 좋은 거야. 아, 아 그래요? 안 좋은 되게 아. 놀림거리 약간 이런. 아 그런 느낌. 엔하이픈의 붐은 그거 아닌데 내 그 주고 아니었어. 그거는 근데 요새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붐. 렛츠고가 뭐 네. 없어요. 아. 근 제가 팬 사인회에서 애니분들 들었는데 렛츠고가 다른 분들한테도 유행이 되고 있대요. 아 네. 진짜? 네. 네. 너가 만든 거 아니야 거의? 맞아. 제가 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를희승 형이 만든 거. 아니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갑자기 해피라서 그러지? <laughs> K 뭐, 뭐, 형이. 뭐, 나쁜 거아야 만들었다가 K. 이제 그걸 제가 약간 전파시켰죠. 아. 아. 레츠고. 레츠고 귀엽게 해가지고 레츠 고를 레츠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맞다. 그때 비하인드가 는데 저희 성훈 형이랑 희승 형이랑 저랑 나갔잖아요. 그때 방, 그 바, 밖으로 나갔잖아요 차 타고 음. 아이랜드 때 음. 그때 음. 렛, 막 어떤 게 막 유행이고 이런 걸 모르니까 피디님한테 피디님 렛 주고 이거 방송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 <laughs> 이 이거 유행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어, 뭔가 그 자주 말하지 않아요? 네 그거 얘기했었어요 네, 맞아. 그 기억이 난다 이제 렛 주고를 다들 근데 렛 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렛 뭐 주고 요즘 렛 주고 근데 요즘 그 거의 안 하긴 해렛 주고 뭐지? 렛 주고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 네, 요즘에 너무 창피해서 Let's get it. <laughs> 요즘 뭐 거의 네. 뭐 그냥 댓글에 아, 네. 아 그런 거 없지 않나? 댓글에 막 도배되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많이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 네. 우리도 많 저희도 많이 쓰, 이제 네. 앞으로 많이 씁시다. 요즘에 좀안요즘뭐 그런 거. 네, 이거 정원이가 만든 거예요. 어. <laughs> 정훈이 막 영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 영. 아, 어, 그거는 그 공 공룡 공룡. 영. <laughs> 아, 귀여운 많이 쓰는 거. 옥수수가 갑자기 왜 올라오지? 옥수수? 오 그거 랩주고 네. 맨날 써 잠주고 먹주고 먹자. <laughs> 먹주고 잠주고 잠자러 잠자러 가. 잠주고 아, 야 나는 게 나는 그 나와. 잠주고 좋은데. 잠주고 좋은데. 써야겠다. 어. 아 잠자러 빨리 간다. 어, 잠주고. 선 선우 형 성인 되는 소감이 궁금하네 그래 뭐 아, 어디 소감. 어디서 다 엄청 막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제가 소감 어. 말해 볼까요? 안 해도 되고 안 네, 해도 네, 되고 네. 안 해도 되고 소원이요? 아, 소감. 소감. 소감. 무슨 소감? 뭐, 성인 말 뭐 소감? 아 이제 네. 이제 이틀 어, 이틀 되면은 마이요와 이틀 남았다 진짜. 어, 이틀 일단 일단 강쇼 프로듀스님께 감사 인사해야지. 네. 이거?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스무 살 했는데 왜? <laughs> 일단 어, 감사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일단 솔직히 좀 걱정돼요. 저도 돼요. 걱정 우리가 <laughs> 제가 뭔가 산줄 알았어. 제가 사실 걱정돼. 성인이 되는 게 도토리가 도토리가 무슨 성인이에 <laughs> 지금 비주얼은 비주얼 우리 좀 많네요. 내 사촌 동생보다 어려 보여 아, 제가 머리 동안이네. 하고 너무 올해 올해 초등학교 졸업합니다. <laughs> 아니 아무튼 그냥 성인 되는 게 어쨌든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음. 그게 조금 네. 제가 좋아하는 아직은 장르 무섭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잘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 그래요? 준비돼 있어 아 그래요? 뭔가 그런 거안 되고 이런 거야 어, 이제 어. 이제 여기 나 때는 말이야 보다가 생겼네 근데 선우 진짜 초등학생 같다 약간 여기서 그쵸 난 진짜 누가 봐도 내일 모레 성인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니가 그니까 진짜 그래서 엔진분들이 어떤 생각 하시는지 저도 그러니까요. 다 알아요 정말 근데 어, 나 약간 네, 무슨 생각하시다 아는데 네. 내가 봤을 때너 네. 영화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너 진짜 한부모님하 같이 오세요 이럴 것 같아. 중 25살까지 매직 검사할 것 같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야. 야칭찬 좋은 거지. 야 나는 원래 빨리 늙으면은 그만큼 유지된야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그 뭐야 밥 먹을 때그 네. 뭐야 주차권 주차권 드릴까요? 물어보고 뭐, 아 진짜로? 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 주차권 나 줄까요? 물어보고 13년 그건 몇 살이다? 13년생이면 몇 살이지? 8살 아니 9살이 9살 와야 9살 데뷔면은 야, 야 인생이 파란 거장 어려 보이긴 해 <laughs> 진짜 어려 보인다 네, 네. 여러분 네 <laughs> 월말 결산의 특집인 연말 결산이잖아요 네, 네 연말 결산 연말 연말, 연말. 네. 네. 연말 결산 아, 양말 열린 아, 결말 <laughs> 열린 네. 결말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월말 결산마다 했던 저희 코너가 있, 있, 있지 어, 어 네. 하나, 둘, 둘 네. 셋. 목표 세우고 결산 하기. 유튜버야 유튜버. 라이브 코너. 뽕뽕뽕. 좋아요와 구독. 제가 작년부터 했었죠. 월말 결산을. 그렇죠. 작년. 작년 어. 아마 12월 딸못하 이게 해보니까 어, 저희 데뷔 전부터 했어 통상 월말 결산 13개나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를 1년 많이 했다 어, 대박이다 1년 넘게 작년부터 네. 결말 연산 거의 1년 넘게 했는데 열린 결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멤버들의 소소한 그런 목표나 수수한 뭔가 네, 수수한 소소하지만 <laughs> 소소하지만 정해진 이것도 뭐 중요한 그 자기의 목표 그리고 <laughs> 기준에 맞게 우리 안에 이제 정하기 음. 음. 아, 네. 그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뭐 아니 지금 왜 이렇게 혼자 진상 형 얘기하는데 지금 잘 들어줘요 너무 인사이드였구야 <laughs> 너무 인사이드였고 약간 우리만 아는 쪽 엔진 분들 지금 되게 그거 하 이거 뭐였죠? 이승이 형? 아, 못 들었어. 아못 들었어? 그냥 목표 아, 아, 아, 그러니까 목표 말하기. 말해줄 수 있어요. 그냥 목표 말하 목표 말하기? 네. 그 멤버들이 기억에 남는 목표를 아, 말하기. 한 명씩 아, 했던 목표 중에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네. 이제 정원이 목표로 이제 매일 1등으로 일어나기 뭐 이런 거. 음. 아저 저 같은 경우는 텐트 묶기. 텐트 텐트. 정원이 먼저 그만 먹을 필요가 있어. 맞아 그만큼. 네 이런 식으로. 아 질투 아니지. 그러면 정원이 뭐 음,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요? 저는 1, 등으로 일어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요? 저는 아, 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오, 항상 먼저 나가. 네. 봐, 솔직히 정원 정원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야 솔직히 나 좀 빨라지지 않았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요 몇번 몇 번씩 옛날에는 같이 마지막에. 뭐. 그러니까 희승이 형도 나 요즘 많이 늘어졌지. 나 나는 요즘 네. 나 맨날 꼴등이다. 아 며칠 좀 빨라졌어. 아 일어나는 건 그러니까. 내가 빠, 제일 빨라. 아 제일 빠르지 않고. 제일 빠르진 않다. 우리가 요즘 진짜 제일 늦잖 아, 나는 근데 준비 시간이 제일 늦어. 제가 아침에 아침에는 이제 사업 도착하기 전까지는 니키랑 성훈이 형 보면 어 오랜만인데 약간 이런 느낌 맞아 <laughs> 왜 왜? 진짜, 아침에 진짜 일어나기 야 한두 한 시간 정도 차이 나요 나는 이제 알람 맞추고 내가 혼자 일어나 어 맞아요 아 근데 그 아, 알람이 진짜 시끄러 아 진짜? <laughs> 사이렌 소리 너도 같이 일어나라고 아 그래? 하 어, 왜안 아닌데 멈춰요? 어. 나는 진짜 <laughs> 못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5분 만에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음. 엄청 빨리 한 30분 출발할 때쯤 니 일어나더라고 샤워를 해야 돼 아침에 맞아 샤워는 꼭 해야지 저는 밤도 하고 아침도 줄넘기랑 인장이가 제일 기억에 남 인장... 인장이 살리기 먹고 어! 아, 인장이 아, 아 실패했다 아, RIP 안, 아, 못 살렸어요? 못 살렸지 근데 인장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인가 일주일 전에 식물을 샀거든요. 어, 맞다. 진짜? 네, 아, 그거 아, 그래서 바뀌 뭐야? 정원, 그, 뭐야? 정원이 어, 책상에 올려줬어. 그게 그냥 공기 정화심. 아 그런 게 공기 정화심. 우리 방에 사줬잖아 내가.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 방이 바뀌버려 생긴. 아니 바뀌버려. 야 바뀌버려 왜 생겨? 어. 아니 본 적이 없어 울고지 우리 바퀴 없어? 숙소에 한 없죠. 없어. 진짜 저 없어. 그렇게 그런 아, 오해하실 수있어아 맞아, 진짜 오해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깨끗해요. 바퀴 있었으면은 난 거기 안 살고 있어. 바퀴 <laughs> 없어. 난 지금 본가 출근 여담이거든. 근데 식물에다가 지렁이 하나씩 키워면은 지렁이 좋대 좋아진대. 아, 지렁이는 미끼를 야지그 네, 아, 낚시. 근데 냄새가 레전 와, 근데 지렁이 이거 되게 특이한 냄새. 끼때 너무 냄새. 내가 네, 처음 느껴보는 네, 식물이 좀 많아지면. 그런 냄새. 딱 친구 두 개. 그러니까 딱두개세 개쯤 되면 너무. 네, 세 개는 좀 제일 큰게 너무. 바퀴벌레 그러니까. 없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없어요. 아니, 아니. 없어. 없어. 그냥 없어. 없었어요. 한 번도 있던 적이 없어. 잠시 명상으로 갈까요? 아 있었는데. 약 어, 어, 안경 썼네. 태권도 일. 안경 잘 어울린다. 있어 태권도 이거지. 아 어. 아 저도 프리스. 그리고 검도 이렇게 하거든. 예, 엔진이 가야 되듯이 왠지 네. 너무 저희도 네. 가끔 과열. 제가 좀 들떴어요 사실. 아 신고할 뻔했어. 니키도 네. <laughs> 굉장히 들떴네. 뭐가요? 아니, 저는 이제 애플워치 기능을 잘 쓰고. 다 들어가 있었잖아. 안 하는 아, 아, 요즘 어디 가네. 어디 어디 잃어버린 거 <laughs>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방에 잘 있죠. 여름에 아. 아, 여름에 잘 여름에 잘 썼. 맞아. 한창 잘 겨울 되면은 이게 막 덮어 음. 이게. 아, 그러네. 그러네. 겹겹이 있고 이러니까. 사실 여름에 패션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음... 그렇죠. 네. 이제 그, 아, 이런 뭐 것도 다 갈아낄 수 있으니까. 음. 스트랩. 오. 오. 오. 정적 속에 <laughs> 뭔가 더 아, 방금 아니 똑같다 이거나 너무 똑같다 폴링차네 정도 같다 이 정도면 들었어요 뭐, 나는 나는 한 명이 친구들. 와, 어, 대박인데? 그러니까 아니 톤이랑 다 똑같아. 역시 나레이션 너무 많이 해 음도 똑같아. 나레이션 너무 많이 해 그래 우리가. 똑같다. 아. 아무튼 그러면 어. 스트랩을 바꿔낄 수 있는 음. 희승이 형 네. 애플워치 지금 또 쓸 거예요? 어뭐 제 써야죠. 뭐 샀으니까 음, 써야지. 안 되면은 다시 또 쓰고. 근데 지금 불편해서 못 쓰고 음. 있어그 약간 보컬 그런 관련돼 있었잖아요. 어, 맞아요. 약간 제작. 제가 또 어. 제가 또 이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생이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나서 아, 안 지금 네. 시상식이 지금 아, 시상식 시 예, 예. 예. 그래서 할수 없어. 이제 우리 웃어 얘들아. 음. <laughs> 그냥 그냥 넘어가. 제이. 다 제이 그 와 제이 형. 쪽세요. 와 약간 나는 아마 열심히 하기 내가 봤을 때 내가 목표를 아- 마 거의 그냥 지키는 게 그냥 최하치 수치이지 않을까. 운동 언제 열심히 했어? 와 운동 열심히 하는 운동 입술 안 열심히 하지 않겠지. 야, 진짜 어떻게 불가능한 것들만 모아서 이거 신기하다. 널린 덜받기 뭐야? 아니 입술 안 터지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터는 터 네, 아, 지금은 아, 안지금어 지금은 안 닫았어. 야 단기적으로 괜찮아. 곧 있으면 이제 리필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밑밥을 <laughs> 많이 아, 바르. 아니 근데 신기한 게저때 팔로 200만이 되게 신기하다. 뭔가 딱 달성하기. 어, 아, 다, 아, 그 달성하는. 음. 이제 많이 됐네. 엄청 나 이제. 진 분들이 또 네, 궁금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음. 네 제이크 저요. 네. 네, 그 영양 영양 영양제 그, 그 맨날 먹 영양갱? 아 맨날 저녁에 먹 나는 콜라겐도 먹고 진짜 잘 먹어 콜라겐은 아, 이제 맛있던데 진짜 제가 한 두 개 정도 뺏어 먹어봤는데 복숭아 맛 진짜 그 맵을 먹어 갑자기 나 약간 그 젤리 영양제도 많이 먹고 비타민 C부터 입병 때문에 비타민 C 먹고 <laughs> 그것 때문에 콜라겐 누가 보면 나이가 뭐 TMI야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좀 TMI야 얘 갑자기 갑자기 내가 밤에 나오 나와 있으면 얘가 뭐 거실 그뭐 주방 있는 거야 주방에서 막페트병에다막 아, 맞아요 너랑 사먹그거 약간 영양제 그래 영양제 아, 그런 거야 진짜 저는 약간 습관이 루틴이 좀된것같아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추천 좀해저 별의별 영양제 다 있어요 아니 진짜 영양제 그 먹는 게 좋아요. 그 생균도 먹나 너랑 똑같은 근데 안해. 저 얇은 자주 먹어요. 근데 먹는 게 진짜 좋아요. 음, 진짜 확실히 달라. 마그네슘은 또 이제 밤잠 잠자기. 마그네슘. <laughs> <laughs> 비타민 D 쳐서 근데 제일 제일 좋은 영양제 뭔지 알아요? 뭔데? 텐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텐텐은 그것도 내가 영양제가 아니야. 텐텐도 비타민이긴 해. 애기들 먹는 맛있어 그거 텐텐. 그거 네, 애기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네. 근데 하루에 세 개가 딱 그게 정해져 있 진짜. 어 피부 안 좋아. 맞아. 아 진짜. 세 개가 딱 정, 정 그건 키 너무 크잖아 아직 어리니까 난 차라리 키 크고 싶다 나중에 좋아졌어 그냥 너그만큼라고 하는 소리야 나중에 좀안 나아도캔 먹어도 안 아, 그런 소리였구나 그건 알죠 음. 오케이 인정? 어, 인정? 인정 음. 오케이 넥스트 <laughs> 원성 예. 성훈. 성훈이요? 은은정 박편영 편육 편육 씨 네. <laughs> 편영 씨아 <laughs> 그거 진짜 그 좋아하네 지금 제일 맨날 얘기하지 뭐. 뭐. 아, 아직까지 너 이름 박편용으로 적는데. 아 진짜요? 아 핸드폰에? 어. 아 진짜? 아 진짜 대박이지. 조심히 하다고. 너뭐 뭐였지? 아 나는 뭐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기. 음, 뭐. 이건 어, 인정. 컴백해서 어. 실력 상승 증명. 이건 언제였지? 드대가 도대체 뭐? 증명. 이건 제대로 드대 때면 느껴진다 그 열정이. 아, 어, 자리와 셀카찍어 올리기. 이거 뗐잖아요. 그때 1 5 프로. 틱톡 세 번 이상 증명. MC 세번 이상 올리지 않았나? MC 실력은 많이 많이 하긴 어 댓글 맞아요 성훈이 형 틱톡 많이 해가지고 음. 야너 비교적 잘 지켰다 되게 나는 뭐 약간 좀 가능한 것도 많이 가능 거의 약간 가능한 것 나는 거의 불가능 가까운 것 정도면 MC <laughs> 실력은 뭐 아직은 올리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예뻐지기는 왜 있어? 예뻐지기 멋있어지고 예뻐지기. 도대체 어디가 과거에 나 무슨 생각이었는지 멋있고 예뻐지 어디가 예뻐지고 싶나요?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 과거에 나 좀. 손에 따라줄까요? 김선. 아, 저거 어디서 많이 봤다 저거. 뭐지 뭐지. 김선. <laughs>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지? 아우 정말 야, 홍당 무대잖아 벌써 메인 비주얼 <laughs> 야 그만 놀려서 아, 맞아. 야 재밌긴 한데 아, 쓰고다 아, 쓰고 그 역사 내기 시작했어. <laughs> 그거 언젠데? 그거 야, 우리 너가 지금 거의 야, 거의 지금 야,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래 다시 끄집어냈어 너가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 나 잊고 있었거든. 나도 잊고 있었어. 얼굴 왜 이렇게 밝아졌어? 다시 나. 와 진짜 밝아졌다. <laughs> 아니야 나는 흑역사라고 생각 안 해. 요 이수의 몰생이 똑같아. <laughs> 아, 그러네. 거의 이 똑같은 나는 흑역사라고 생각 안 해. 어. 아. 네, 안하면 일단 빨리. 안하면 선호도 약간 그러니까 먹는 게 맞네. 음, 음 저, 자 건강 관리가 요즘 비타민 잘 먹고 있고. 음, 콤부차는. 근데 콤부차는 좀, 네, 아, 다 먹어가지고. 아, 연금었 네. 물에 물에 타 먹는 거 있던데. 뭐. 네, 그것도 살짝 콤부차 비슷한 개념으로 한 거긴 한데, 네, 그냥. 어때요? 효과는 있어요? 아 없어. 콤부차는 뭐 해줘? 그냥 맛있어서 그냥 먹는. 콤부차는 뭐 해줘? 다이어트. 그냥 다이어트. 아 그래. 네, 그렇. 근데 그, 그 비타민. 그, 비타민 네, 좀 조금 있어요. 조금. 음. 네. 군것질은 많이 그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어떻게 먹는 군것질은 근데 진짜 잘 안 한다. 음. 어, 인정 이건. 군것질은 저는 아니 군것질 안 예. 하고 밥을 예, 전 밥을 먹어요. 얘한번 먹을 때 파이터처럼 먹어. 맞 제대로 먹어도 요거트 이런 거 먹으니까. 물 2리터 건강하게는 뭐야? 그 그러면 니키라몬. 야. 와, 직구의 희승이 이기기. 와. 어, 어제도 어제도 제가 아, 족반. 약식으로 한 거야, 약식. 약시. 제대로 했었잖아. 아, 제대로 한 거야. 진짜 진지한데요? 진지. 뭐 오늘 영상 찍어서 여러 너무 진심을 담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영상 찍어서 위버스 올릴게요. 오, 오케이. 진짜. 제가 찍어줄게요. 아 장난입니다. 그 하이퍼랩스. 내 네, 위버스 내일 아. 네. 일단 위버스를 하시기 전에 일단 위버스 콘부터 좀 신경 쓰세요. 아, 아, 내일 위버스. 내일 무대야. 네, 내일 생방송이야. 네. 어깨 운동하기가 정답이네. 어 진짜. 아 니키가 어깨가 진짜 많이 넓어졌어요. 진짜. 텐텐과 음. 음. 함께. 너 텐트 홍보대사 해. 그래. 광고해. 아 그거 진짜 광고해. 진짜 좋아요. 어, 그러다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되면 너 평생 그거만 먹고. <laughs> 아, 네 그렇네요. 네. 네 진짜 이렇게 효과가 있어물 2리터 마시. 아 그래서 근데 목표를 그래서 누가 제일 잘 지킨 건지. 아 목표. 네. 성훈이 형. 성훈이 형도 진짜 많이 잘 지켰고 성훈이 형이 이거는 딱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나랑 그쵸,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받지 않을까 오케이 이거 아니요 뭐 아, 그냥 할게요 네 제이크고 아, 아, 역시 나랑 MBTI가 똑같은 성실한 어, 친구가 많았구 어, 근데 오, 어, 그렇네 13번 중에 11번 신기하다 아, 근데 기억 그랬나? 난두번 모르겠어 비결이 뭐예요 비결 일단 제 보기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표를 지는게 어, 맞, 음, 맞 성공의 음. 기준 네. 어,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약간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좀 똑똑해 보여. 똑똑해 보여. 명견. 명견. 명견. 명견. 명견. 명견. 아 그래요. 네, 똑똑한 건 보더콜리가 제일 없어. 어 지금 걔네 레일라랑 닮았네. 어. 귀여워. 레일라 보고 싶네. 레일라 귀엽죠. 그리고 또 뭔가 되게 목표들 보면은 뭔가 되게 전적으로 건강 관련된 목표들 많이 세웠던 맞아요. 것 같은데. 음.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연애분 건강하겠네. 음. 누가 보면 우리 아픈지. <laughs> 그리고 원래 건강 어렸을 때 챙겨야 돼. 맞아, 맞아, 어, 그건 진짜 맞는 소리. 야 어렸을 때부터 진 관리해야 돼. 맞아. 특히 뭐 성훈이나 제이크, 뭐 선우 이런 애들 음. 네, 왜요? 다, 건강 관련한 거. 아, 아 그거 진짜. 음. 유종생 씨는 특이한 걸 좀 많이 한것 같은데. 놀림 덜받기 진짜 웃기다. 놀림 덜받기는 뭐 놀리게 하는 거 형이잖아. 그냥 혹시라도 뭐 저런 거하면좀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음, 아, 네. 오해하겠고요. 엔진분들 오해. 아니 입술 안 갈라지기는 어떻게 <laughs> 어떻게 관리하는? 그것도 그런 거 하면은 혹시나 안 갈라지지 않을까왜 아, 무슨 소원 이러는? 여기 보슨 요술 냄새아 입술 안깨지 해주세요. 아, 저 네. 여기 그 난 진짜 여기에 살짝 뭐라고 해지 거의 커팅 선 같은 게 그거 아이랜드 때 진짜 심하게 나. 진짜 똑같은 곳에 항상 똑같이 심하게 나. 맞아 신기해. 그거 진짜 아픈데 트면. 아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진짜 립 바를 때 진짜로. 비어싱 한거 같아. 비어싱. 진짜. 진짜. 예, it's real. 이거 너무 아파. 진짜. 그러면은 오늘은 2022년에 음. 그 목표를 세워볼까요? 오, 2022. 아 이제 새해 시작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오늘 이 목표를 잘 지켰는지 또 내년 연말 여, 연말 결산에서 연말 확인하는 걸로. 연말 결산. 연말 결산. 그러면 제가 오늘 MC니까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어, 좋아요. 어. 그러면 어 저부터 할게요. 네. 오케이. 네. 어떻게 이, 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그 그냥 내년 목표. 그 내년 목표. 그냥, 어. 그냥 뭐 네, 내년 내년에 통틀어서 어떻게 지낼 건지. 어, 이오케 음, 아, 아, 그러면은 월말 결산이랑 연, 연말 결산이 둘 다 정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 하나만 하나, 월말 결산 정하면 되죠. 월말 결산만 정하는 거예요? 네네. 연말 결산. 연말 결산. 2022년 상반기 어때 상반기? 아, 아 2022년도에 아, 전체적인 전체적인 표. 어. 네. 결말 연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엔진 분들도 질문 많이 해주셔서 되아 음. 그렇긴 했어요. 네, 아, 맞다 맞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빨리 답변 드리고 싶어서 건강하게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음. 네.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이렇게, 그렇네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어 저는 이제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좀 맛있는 걸로 먹어보고 아, 매년 아, 매, 내년 네. 아, 내년에는 네. 내년에는 최대한 어, 네. 최대한 많은 많은 맛있는 음식들 시켜서 음, 이식을 네, 일단 여기 용산 쪽은 다 먹어봤어요. <laughs> 그렇긴 해요. 용산 근처 안 가본 데다 먹었어요. 용산도 맛집 맛집 네, 많대. 다 먹었어. 물론 IP 쪽에서만. 아, <laughs> 직접 우리 직접 가보는 데를 좀 많이 가봐야 돼. 그거를 네, 오히려 목표라면 되게 큰 목표가 될것 배달이 또 배달은 거의 직접 가서 앉아 배달이랑 직접 먹는 건 다. 솔직히 제가 라면 엄청 많이 먹었었잖아요. 네, 네, 라면은 라면 그만 먹으래 라면 <laughs> 아 라면 줄. 그러면 라면 맛집에 갈래요? 근형 네, 저희 라면 많이 줄었어요. 네. 아, 아 그럼 진짜. 그러면 라면 라면 먹으 라면 맛집을 그러니까 차라리 라면을 먹을 바에는 라면을 먹고 음. 이렇게 맛집도 가면은 또 재료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음. 몸에도 건강하고 고기도 네. 들어있고 올해 목표 차 탄단 탄단지 탄단지 그거예요. 네 진짜. 맛있는 음식들 맛있는 어, 음식 많이 먹 나름 현실성 있는 근데 이 되게 큰 목표일 수도 있어 미식 네. 직접 미식가 고독한 미식가 오케이 그러면 저요? 네. 성장기 토 성장기 아, 그거는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맞아 아니, 저는 또 올것 아뭐 아, 목표는 목표 예감이지 아 느낌이 아, 지금 찔찔해 혼자 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내가 내가 오지 말라 말해둘게 진짜 190 되는 거아 제가 아, 조금만 더 크고 싶거든요 3cm 아, 좀 근데 너무 커버리면 어떡해 농구 선수 해야지 <laughs> 아 근데 아 장난이고 부럽다 올해는 음. 성훈이 형이랑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하기 음, 음 좋다 좋은 좋네 음, 저도 좀 껴주세요 할 거예요 네. 네. 진짜 그래 우리 둘은 진짜 꾸준히 나 진, 진짜 게 아니 저는 저 제이크 형 믿을 수 아예 형아 나 진짜 믿어 제이크 형은 아 생각해볼게 이래가지고 믿을 수 없긴 해요 제이크는 그쵸? 아니 맨날 아니, 내가 맨날 같이 하자고 하면 생각 아, 오늘 좀 피곤해. 근데 <laughs> 봐봐. 아니 생각해 볼게요. 바로 지하로. 할 때는 제대로 하지 나요할때 제대로 그 한번 밖안하는할 때는 제대로 안 하는데 한번 했는데 나 진짜 아직도 광배가 좀 아파요. 그건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오랜만에 해가지고. 전넥 <laughs> 경원. 나도 그랬는데. 우리 어, 정원이요. 경원. 저요? 광배 덕후. 저는 엔진 분들이 정해주시면 내년 어, 네, 목표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오, 뭐야 이거? 예쁘다. 그, 아,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홀리데이 뭐 먹었어? 뭐 먹었지? 뭐 안 먹었어. 안 먹어. 뭐, 안 뭐 먹었어. 특별한 건안 먹었어. 응? 아, 이거 그거 안 했나 보다. 리얼 타임 모드. 했어, 했어, 했어. 아니. 했어, 했어. 아, 정은 줄넘기 하라는데요? 줄넘기요? 줄넘기. 네, 줄넘기. 때 많이 했었지 줄넘기. 선수생이 생겼네. 줄넘기는 그, 사실 너무 많이 요즘 해가지고 좀 무릎이 아프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줄넘기 하면 그러면은 음... 오. 음... 오케이 그러면 저는 그걸로 할게요 잠깐만. 헤이버가? 아 뭘로 해야 되지? 헤이버가 아니야 헤이버가. 음. 와 잠깐만 뭐 진짜 아무, 없다.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내년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엔진 분들 더 그냥 1년 동 2022년도 목표니까 더 자주 오프라인으로 약간 보는데 솔직히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보는데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기 약간 프로페셔널. 그런 팬미팅 할 때도 뭔가 대본 약간 대본 있는 것처럼 되게, 되게 어색하게 했었잖아요. 좀 더잘 음. 준비해가니. 음. 네. 네, 네 그걸로 가겠습니다. 네, 그런 네. 저도 살짝 정말 비슷한데 저가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받았잖아요. 2022년 맞아요. 계획이나 오늘 브리핑 맞았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많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컨디션 음. 음. 컨디션 관리 아 진짜 컨디션 관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 네. 되게 많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 할 수 있게 컨디션 관리. 오 좋습니다. 또, 컨디션 중요하죠. 맞아요. 저한테 고기 사진이 오. 무슨 고기 사다 놨는지는 말안 얼마지도 말안 차돌박이 수입산 차돌박이 하나 냉동 그 삼겹살 사드릴게 음. 대패 삼겹살. 그거 진짜 <laughs> 그거 근 맛있어 그거. 맞아 맛있긴 해요. 솔직히 그게 제일 많이. 음방지 포일에다가. 네, 정말 네, 네, 네. 저는 뭔가 정원이랑 제이크 그 포함해서 좀 더 큼지막한 그런 건데 그냥 뭔가 이렇게 저... 대결을 하려고 해. 크게 이기려고 하는 거야. 아, 뭐든지 큰게 좋잖아. 인정이 안 그래. 가끔 안 좋을 아. 아, 가끔 안 좋을 때도 있긴 한데. 포함 포함인가 포. 네. 예, 뭐, 아, 뭐 얘기하세요. 뭐야,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 나 지금. 아, 기대하고 있어 해가지고. 아, 뭐. <laughs> 네, 저희가 엔지분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되게 뭔가 저희 저희뭐 엔지니어분들 어느 정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되게 뭔가 아쉬웠던 그런 활동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양한 방면에서 뭔가 대면일 수 있었는데 대면이지 못했던 곳도 있었고 음.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렇게 더 많은 걸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건이 못했던 것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그런 그죠. 아쉬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활동하거나 뭐 어떤 공연하거나 다양한 것 부분에서. 네, 그렇지 네. 아 왜, 네. 이렇게 눈치를 봐요. 눈치보지 마요. 아 그래서 뭐 내년에 전체적으로 저희 n f 분이 네. 예, 그 정원의 목표 중에 놀리기 안기. <laughs> 오케이 이제 안 놀릴게. 아 네. 야, 제대, 아, 제, 아, 아, 제대로 네. 표정 봐. 뭔 그래서 놀리고 싶어. 네, 결론은 어, 결론적으로 뭔가 내년에는 좀더 만족스럽게 활동을 하기. 음, 아, 만족스럽게 활동하기. 어. 예. 만족스럽게. 만족스럽게. 만족스럽게. 네. 결국 약간 그런 게 좀 컨디션이나 이런 다양한 틀어서 그런 거 되는 거네요. 딱 아, 음, 무대 만족스러웠다. 맞죠 그런 거. 음, 이건 좀 어렵다. 이번에 좀 잘했다. 아, 아 기초 작업 음, 잘하기 이런 거. 음, 기초 작업 잘하기, 컨디션 관리 잘하기, 뭐 상황 음. 좋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항상 모든 기초가 중요해요. 그죠. 아, 가장 중요한 거 건물도 이제 기초 이게, 이게 바로 중요하네. <laughs> 사실 이게 여태까지 세웠던 목표들도 다 이런 거 때문에 세운 거니까. 네, 네, 그 네. 결론은 큰게 맞았 무대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다. 좋네요. 궁극적인. 궁극적인. 궁극기네요. 네. <laughs> R R. <laughs> 출신했는데 다음 네. 저는 어 모르겠는데 저는 뭐 좀 한결 같은 게 맨날 비슷해요. 약간 저는 비유를 하자면 내년에는 약간 도자기를 빗듯이 저를 갑자기 도자기 빗는다는 줄 도자기를 비, 도자기를 빗듯이 좀 더 약간 튼튼하고 음. 약간 되게 도자기 빗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막 빗잖아. 그러 음. 되게 멋있고 이쁘게 좀 저를 그렇게 <laughs> 만들아 자기를 믿겠다고요? 아니 비유를 하자면 아, 네. 비유. 그러니까 더 약간 멋있고 약간 좀 더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음. 거죠. 음. 제 비유가 이상했나요? 아, 아니요, 멋있어요. 멋있요좋았요 비추기. 박수. 에이스가 아, 이 비유는 박수는 괜찮은데. 시집에 <laughs> 올려도 되겠다. 아, 시집. 어,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음. 좀 똑똑해요. 네, 저는요. 그 말만 안 여기서 여기서 제일 한마디 아, 바았네 여기서 제일 바보 같긴 해 내가. 아니요 아, 아니라고 말하. 아니요또 아, 예, 예. 아니죠. 아니요 아, 예, 맞아. 에 다음은 이제 초등학생. 네. <laughs> 초등학생이 아니 유치원생. 네. 그렇죠? 아, 유치원생이라니. 다음나 근데 안 조자치. <laughs> 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 또 스무 살. 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건 자유니까 뭐. 아, 아니, 왜? 형 우리 우리 마음도 좀 생각해봐요. 우리 명남한테 하긴 많이 들었으니까. 들뜰 수 있어. 아 우리는 뭐 생각하지 않을게 전혀. 아 이제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근데 그 어쨌든 2022년 제가 20살이잖아요. 그냥 그니까 20살에 대한 그런 거를 아 그치 하는 네, 게 좋은 거 같아요. 어, 왜냐면 스무 살은 또 스무 살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 솔직히 제가 좀 만으로는 열여덟. 솔직히 좀 제가 기대가 좀 많긴 해요. 야 다들 꼰대. 스무 살? 별거 미소년 애다 아, 좋아 그래서 제가 스무 살니까 아, 나이 네. 조금 더 뭔가 네 박살 아, 여기 아, 뭐가 있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 오케이 정숙하세요 정숙 조금 더 이제 음. 성숙하고 음. 성숙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스무 살에 코트를 입어보고 싶거 아, 아, 아야 정말 소발이네 그거는 그걸 바닥에 닿는 거 아닌가? 아, 잠깐만. 근데 선우야. 맞는 거 어? 근데 선우야. 너 왜 이렇게 오래 자꾸 나 지금도 입을 수 있잖아. 근데 선우야. 너, 이미 뮤비에서 한번 입었어. 아니 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제 <laughs> 사복으로 사복으로, 아니 제가 사복으로 사본 적도 없고 아, 입어본 적이 없기 아, 때문에 어깨가 넓으니까 잘어울서 한번 코트도 사고 좀더 아, 뭔가 뭔 느낌인지 아, 알겠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살짝 오케이. 뭔가 그런 모습들을 좀 목표를 세워보고 싶다 얼음미를 강조하고 싶다 네. 음. 조금은 네. 조금은 사회 초년생의 네. 그런 바이브. 네, 그런 바이브 뭔가 좀 아직 어설플지 몰라도 조금은 해보고 싶다. 나도 이제 어른이다. 음, 나도 그렇다.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뭐 19살이 아니다. 아니 아, 뭐 그런 강한 부부까지는 아니고. 저는 뭐야? 애국사계 이제 19살이 아니다. 나김선우 <laughs> 진짜 김선. 김나는. 김나는. 어 힘들어요 오늘. 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힘들어. 그래서 아, 아, 약간 좋은 거 같아요. 약간 영어 하면 잘할 것 같아. 제 스타일 아, 굉장히 많이. 엔지면 안 된대. 왜요? 콧대 입는 지금이 좋요 아니 콧대 입을 수 있잖아. 노란색 코트 하나 사줄게. 부자 요청 <laughs> 부자 요청. 코트는 입을 수 있잖아. 아, 입을 수. 뭔 느낌인지 알겠어.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면 코트 입기. 네. 내가 아니라 성수 입기 그러니까 성숙해지고 성숙해진 기념으로 코트도 있고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예시? 그럼 여름에도 못입 민초단 졸업해야 되겠네 민초단은 왜 그럼 무슨 상관이야? 아, 예, 상관없네. 민초단은 저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민초단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배를 와, 이 이해하기로 연준이 형도 민초단이에요 맞아. 아, 저 얼마나 많은 았죠 저도 민초단이 사실. 진짜요? 네. 근데 못 먹진 않. 저는 못 먹어요. 나도 못 먹어요. 네. 희승이 형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네. 아, 저 희승이 형 했는데. 아, 희승이 아, 형, 희승이 형이 시작이구나. 아. 네. 그럼 한 명씩 그거 해볼까요? 약간 음. 어? 정리하면은 희승이 형이 뭐였죠? 아, 맛있는, 음식 많이 먹기. 니키는 네, 성장통이 많이 오기. 그거 아니었어. 맞아 맞아. 성, 성이 형이랑 운동. 운동 아, 맞아. 꾸준히 꾸준히. 저는 이제 약간 엔진분들 만날 많이 많이 만날 때 약간 좀 더 멋있게 그렇죠. 준비하기. 음. 음. 그리고 제이크는 그걸 위해서 컨디션 먹자. 음. 관 그리고 나는 플러스. 난 도장 아. 도장 <laughs> 깨기. 도장 깨기. 도장 깨기. 도장 깨기. 도장 깨기 아, 아니라 도장 깨기. 도장 깨기. 가로치고 비우라서 돼. 김준호 비키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엔로그 때 기대할게요. 엔로그. 선우는 전 성숙 코트 플러스 코트 성지 성숙 코트 어. 네. 코트 입기 네.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됐습니다 정보예요 정보예요 정보예요 진찬이 너무 애기가 야 부럽다 와 근데 내일이면 진짜 마지막 날이네요 2021년에 진짜 시간 진짜 빠르다 아, 지금 이거 보면 성우 형보다 제가 더 형같이 보이잖아 어. 그걸 어필하고 싶었던 니키 씨. 아, 아니 늙었다 하는 거야. <laughs> 뭐 네가 뭔데? 맞아. 야, 진짜 막 내면서 나 열일곱 살. 뭐야? 아 진짜 그만해 진짜. 너가 이거 할수록 이제 많이 박제되는 거야. 맞아. 맞아. 너의 흑역사가 생기는 거야. 아, 나를 아, 네. 하는 거 독하지 마세요. 독하지 마세요. 너한테 일 끝났어. 일한번 하면 끝났 비교 지금 몇번 했는지 알아줘. 세번 놀리기에 너가 이제 놀린다. <laughs> 이제 넌 이제 너 차례다.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네. 간단히 이제 엔진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어. 간단히 댓글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엔진 여러분들 목표를 잘뜩 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희승이형 커버곡 있다. 음. 음. 아 근데 그거 틱톡에서 그 세비지 세비지 러브 맞네. 네. 그거 진짜 그 음원 말고 그냥 그거 생라이브 생라이브 라이브 진짜 맞죠. 네. 그거 되게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죠. 그쵸 거의 한 그때 한 스무 번. 나 네, 그때 배고파서 죽은 줄 알았지. 그냥 퇴근하고 싶은 <laughs> 같이 찍자 그거. <laughs>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요. 아 진짜요? 네. 벌크업 하기? 벌크업 밑에 밑에 뭐 벌크업 대학 가기 대면 팬 대학 가기 대형팬 네, 네, 네, 아, 잠깐만. 그 팬미팅. 그러니까 오, 뭐, 어제 아니, 오랜만에 해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뭘팬 팬, 팬사. 서 배우 팬사. 엔진 야, 붙어서 엔진 과열. 오. 아 엔진 못 껴줘 이거. 오빠들 실물 보기. 음, 어제 봤잖아 꽈탑하기. 아일랜드 1번 보기. 뭐야? 예, 과에 과에서 완전 아이고 성적으로. 아, 진짜 많이 오시네. 음. 치아 교정도. 음, 치아 교정. 어, 파이팅 그렇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좋, 근데 힘들 것 같은데. 정원이 힘들지만 파이팅. 아프겠지. 그거. 리버스 대학 가서 적응을 적응 잘하기. 오, 야. 부자 되기. 어, 이 뭐야? 어, 그거 안 하는 게 어, 오케이. 또 NF 실물 보기도 있고. 박성 박종성 어, 경 되게 재밌는. 그러게요. 이거 제가 제가 양시여서 안 좋은 점도 있네요. 왜? 평생 양정원 그걸로 약간 드립을 이제 하셨는데 아 진짜 네. 선우처럼 성숙해지기 어. 아, 아, 선우처럼 옥수수 많이 먹기 제형 댓글 썼나요? 좋은 제 자세입니다. 노래 그, 댓글 쓰고 있죠. 이빨이 다 노래지는 거. <laughs> 좋은 자세입니다. 키 크기. 큰이들. 열심히 NF 덥지.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어디 어디. 평생 양정원 각이 안 돼. 참 이상한 댓글이 나요. 와우. 어, 라식 각이 음. 라식 라식, 어. 라식. 세상이 밝아지시길. 어 이분도 코트 입기 있으시네요. 음. 코트 입기. 오. 코트를 다들 안 입으셔. 아니 안 입어 볼 수도 있지. 패딩만 입으신 거. 음. 코트는 이제 패션용으로. 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사진 찍을 때 빼고 안 입어.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만 이거 뭐야? 형님 매력이 <laughs> 와 어. 진짜 재밌는 거 있어. 진정한 아 이거는 이제 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연예큰 네. 그 콘서트 갈래. 오할 수으면 좋겠네요 내년에. 공방거리. 아그 그거요? 그 뭐냐? 지혜 형이 김밥 먹자 했던 그게 그 공방 아, 미팅. 공방 음. 음. 공방이 그거 아니야? 그 공식 방송. 아 공개 방송. 그 뭐 그, 그런 거. 연 인기가요 그냥 어, 음방 음방에서 팬분들 들어오시는 게 음. 궁금할까요? 연기점 이제 곧 있으면 그 다시 됐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씩 시상식도 이렇게 또이 어, 정도 시작해가지고 음, 이거 이거 음. 방금 아이스링크장 가서 빙수 만드신 거예요? 빙수만든다고 어, 그거 빙수는 무조건 그거죠 인절미 음, 인절미 잘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운동 열심히 그 하기 이정도 그 되게 많네 똑같은 거 같지? 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갑자기 나 네. 싶어 아, 이 정도 할까요? 네. 형 뭐야? 네. 네. 이 정도. 네, 좋습니다. 네 어? 오, 댓글에 댓글 캡처 타임. 음. 딱 알맞은 타이밍. 뭐.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네. 정말 교수. 1년 돌아보는 되게 오랜만에 하 느낌. 그러네. 그러면 어 그때 하지 않았어요? 거기 하이브 인사이트에서. 그게 일주년. 1주년 1주년. 아, 주년 오케이. 아직도 그게 잘 진짜. Get your t 1년 했으니까 1 가, 가볼까요? 아 1년 아니구나. 1, 어, 연말, 연말 결산이니까. 그럼 리버스 거에 더블 할까요? 어 좋다. 아, 버스 거. 아 더블 좋다. 이게 더블 콜이 아니야? 진짜? <laughs> 아, 그래. 더블 콜. 더블 세상에 많아. 맞다. 1월에 나오잖아. 이미 아, 받으신 분도 있으신가? 아 맞다. 어, 아, 맞아요. 1월에 나오잖아아 근데 이미 아마 1월로. 아 진짜 1위 1월로. 아 저도 갖고 싶다 그거. 네. 리버스. Let's 아. 버스 더블 콜. 그리고 엔진 할까요? 이거? 근데 이거는 좀 그거 자리가 좀 많이 필요. 이거? 괜찮? 이거 살짝 이 엔진 웃긴데. 아, 좀 웃기네. <laughs> 웃기긴 어, 웃기다. 그 커넥을 할까요? 커넥 오랜만에. 좀 웃긴데? 이게 커넥 그럼. 커넥? 커넥도 웃긴가? 음. 알면은 2021년 회생 2. 어 좋다. 좋다. 어, 이게 2일? 2. 내일 얘 2이니까. 아 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하나, 둘, 둘 셋.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아무튼 어, 그 새해가 무슨 년이죠? 호랑이띠. 호랑이띠. 네, 그 호랑이. 그호랑 네. 검은 호랑이던데 보니까. 저는 딱 띠. 아, 검은 호랑이. 네. 와, 멋있다. 어, 멋있다. 검은 호랑이? 있어요, 진짜. 검은 아. 호랑이 이민년이래요. 이민년. 음. 이민년. 이민년. 이민년. 네. 내년에 멋있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 이제 검은 호랑이처럼 음. 검은 호랑이처럼 검은 에뿌듯다 네, 성훈 한번 해봐 네? 아 성훈이 덕, 덕담 내년 덕담인가요? 내년에는 검은 호랑이처럼 이렇게 MC 멘트로 이제 잠깐 뭐가 뭐가 뭔데 지금 덕담 아, 덕담 이제 마무리 아, 새- 마무리 멘트입니다 새는 이제 내해는 검은 호랑이처럼 이제 정말 포부 있게 사세요 어, 호구 있기 선수. 예, 호구 있고 용맹한 음. 호구스에서 선정한 어, 그렇게 살아서 네, 그렇게 네. 제가 그렇게 살게요. 네. 아, 네. 그럼 내일 하는 위버스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우. 저는 이제 1월 발매하는 리패키지 리패키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리패키지 멋진 무대 준비하러 대박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봐요. 안녕. 내일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